哦哦哦哦！哈哈哈哈哈！啊啊啊！哈哈哈哈！嗯哦哦哦啊！嗯，大家不要吵嘛，大家别吵，大家来呢，我中肯的。 Bye. 음. hmm hmm Oh. hmm 分うん

가방을 먼저 Ina mo tu dabdo duga tik dabdo gat. Tiga dabdo gat gat dabdo gat. Пора быть жаре. Yeah! Hmm? Oh, Mm-hmm. Yeah.